다시 기억해 네, 둘, 셋! 호!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! 몬스타엑스입니다! 네,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가 같이 한2020 국민소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!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어, 분들을 비롯해서 요즘 코로나19 어,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 소통의 답답함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네 이번 2020 국민소통 포럼이 여러분들의 소통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리는 2020 국민소통 포럼 몬스타엑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